이번 정류장는 신한은행 양산시 제2청사입니다. 다음은 북부시장입니다. 파차입니다. 맛있어 보인다, 그지? 맛있어 보인다. 고추, 고추 좀 넣고. 여기 시장 개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수구레국밥 얼큰하고 후수한 홍룡폭포 앞에 오시면 먹어보세요. 어잘 나온다. 조명이 잘 나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대성마을이고요 대성마을 남쪽 입구에 큰 소나무로 둘러싸인 넓은 터가 있었는데 그곳을 숲 안이라 부르다가 모성대로 이름을 바꾸면서 흑룡폭포를 알리는 환영비가 되었답니다 네. 이 환영비는 2007년에 예, 안쪽 마을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자 그럼 오늘 목적지 흑룡폭포로 출발 우리 가는 거 홍룡 복포예요? 네. 어, 그 홍룡 복포인 줄 알았어요. 그 검색하니까 안 돼. 자, 전통 마을이 있네요. 뜨란 물안떨. 전통 테마마을 여기도 괜찮겠네요. 모더니즘 커피 나중에 마시러 가야 되겠 여기 여기 괜찮겠네요. 대속 어, 수지야 계곡을 끼고 있으면 홍룡사, 홍룡포구, 하원벌 등산로 가는 길에 있다. 여기 한번 둘러봅시다. 사막이에 사막 사막에 인디안 마을 같은 곤드레와 청국장 정말 밑에 있네 아니 홍영로 이게 뭘까요? 자 대성마을입니다 양산 홍룡사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그 성마을이고 우리는 대성마을이고 그 당산공원입니다. 그 난다. 한 바퀴 돌면 마음이 평안하고. 자 음, 그러면 당산공원 음. 당산돌기 체험을 향하여 출발. 출발. Let's go! 좀참 이상한 처음 보는 신기한 당산이 있네요. 보통 당사은 밖으로 나와 있는데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한 바퀴라 돌면 좋, 좋으니 한 바퀴 돌면 심신이 평안이 온다. 엄청 힘드네요. 24바퀴 <laughs> 돌기가 어렵겠다. 음, 이 오르막이라서 한 바퀴 신기해 난거 봐봐라 조선성 올라왔다 신기해 신기하네요 모내기 준비하고 있는 장면 참 화려한 동네네요 이렇게 손을 들어오세요 보이는 관찰 진입계단 올라 천오백구년 임진왜란 당시 나주정씨 정덕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김해에서 낙동강으로 피난 와서 홍령폭포 갯들 밑에서 생활하다가 현재의 대성마을로 내려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을 이름을 돌실이라 하였습니다. 대성마을은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는데 그 외에 담양전, 시킴의 허시 등세계 시족이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성씨들이 입주하여대성 마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마을 뒤쪽에 아들 낳는 소원을 들어주는 제일 강산 큰 바위가 있어 이것을 대석이라 합니다. 500년 된 해나무 뿌리에서 물이 나오는 장수물이 있습니다. 신 천성산 기술의 신라 석탈의 왕손인 석시 왕들 중 가장 마지막 왕인 흐레왕의 무덤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겨울, 가을, 여름, 봄. 아 이게 봄이네요. 천성산의 봄. 정선사일보 말아주 소식 진짜 좋다. 그림. 나무로 이렇게 다. 전라도 못지않은데요. 그림인데. 자, 모임하실 분, 대석 288, 288. 명당을 찾 여기 어디예요? 저는 대한민국 양산, 양산 성북면에 있는 성북 대대입니다. 올라가면은 온유암으로 해가지고 항룡사를 하산할 수 있네. 김연한 흰색 캡처 좀 해주세요. 너무 이뻐요. 아, 스위스다.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민농입니다. 민농. 민링용은 마스크 너무 착용해야 돼. 반탑 올라가야 되네. 홍룡사의 장근일에는 천성산 홍룡사는 신라 제30대 문무왕 13년 원효스님께서 낙수사라는 이름으로 장근하였습니다. 승구 승전에 의하면 송구 승전에 의하면 원효스님께서 중국 당나라 태아사 승려들이 장마로 인한 산사태로 매물될 것을 예견하고 해동원녀 척판 구중이라고 현선 현판을 날려보내 그들을 구해준 인연으로 천명의 주국 성녀가 신라로 와서 원효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효스님께서는 청선상에서 89암자를 지어 대중을 수용하였고 천명의 대중은 천성산 상봉 하원벌에서 원효스님의 하엄경을 강수를 듣고 모두 득도했습니다. 당시 팔구 암자에서 정진하고 있는 대중을 운집하기 위해 큰 북을 사용했는데 그 북을 매달아 두었던 집북제와 하운경을 슬퍼받은 하운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폭포까지 가볼까요? 폭포 가려면 공룡폭포 천룡이 폭포 아래에 살다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청명한 날이면 오색이 산란한 무지개가 하늘로 솟는다고 합니다. 옥을 뿜어내는 듯한 구슬이 튀어나올 듯 하다고 하네요. 옥을 품은 벼랑에 구슬. 앉아서 용을 바라보는 형상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남경 간원 보살님이다. 중생들의 원을 이루어주고, 이루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간음성지. 인사 가봅시다. 합창단이 있나 보네. 요 엄청한 거 찍어내와 간음전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음. 야, 이렇게 금은 보아가 주렁주렁주렁하다 여기 어? 여기 금은 보아 이선님 봐라 어, 이게, 이게. 이 올, 올, 올쌍둥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찍어봐 이거 이거 찍어놨네 찍어놨네 꽃이가 뭐지 이거 자 여기는 홍룡사 어, 가는 차길인데요 차가 거의 안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도를 인두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 올해 초록이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꽃도 예쁘지만 이렇게 초록도 예쁘답니다. 초록 구경하러 여기 홍명사 한번 방문해 보시죠. 이 구름이 껴서 햇빛도 안 나오고 걷기에 딱 좋네요. 하고 술래길 아니고요. 예, 여기는 홍룡산 순례길 우리 관음정사에 가서 부처님 뵙고 왔죠?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곳이 많아서 좋아요. 초록초록초록 예쁩니다. 오, 어, 저기 산, 산 색깔 너무 이쁘죠? 초록초록초록 초록 너무 이쁩니다.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산골짜기 다람쥐 아, 아기 다람쥐 저기서 전성산 일봉이네 일봉 온영원까지 2.9km네요 얼마 안되네요 도토리 속 내려올 땐 금방이다. 음. 저수지가 보이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기 저수지 이름이 뭐였죠? 대석 저수지. 요 길도 예쁘네. 이게 호수 배경, 아, 호수란 저수지 배경. 대단한, 대단한 생명이네. 중간중간에 그림이 있네, 이 동네 그림 벽화는. 이런 거는 처음 본다, 그죠? 이런, 이런 방법은, 그죠? 어. 굉장히 수준이 있다, 그지? 다 마시는 데 맞나? 아 카페니까 이 꽃은 뭐지? 꽃 이름 알았는데 까먹었다 저 대나무들로 그림, 그림 같다 색깔이 이게 문제라니까 저는 생활을 저는 생활이 문제 참 직접 만드시는 그러게 손가락도 이거, 이거, 이거 뜨개는 또 사모님 하셨나? 어? 너무 예쁘다 어. 이 정겹다 이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놔두이 저건 순내 지금에 저 위에 아, 있는다고 한 사람이다 니 그거 그림 잘그릴다 폭포, 공룡사 폭포 찍은 거막 그리는 거 봐라. 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다니. 쪼르됐다고말그 사고. 이집은 옛날 그대로 쓰던 사람 사나 안 사나. 이건 원, 원형. 어? 뭘 체험하는데 왜? 아까 그거 똑같 고습도 엄청 나무가 좋은